런치원입니다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은 게 지금 하루가 넘어가지고 배고파서 뭐 먹지 하다가 오늘은 치킨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사실 집에 가져올 건데요 파파이스 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오늘은 영하 1도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춥네요 밤사이 눈도 내린 것 같고 하지만 제가 가려는 파파이스는 길 건너면 바로 있다는 거 선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학교 가는 길 버스 타러 가는 길 하고 같은데 그거보다 가깝습니다 앞에 보이죠? 파파이스. 걸어서 3분도 안되는 아주 편리한 거리 uh, chicken only and can I also have a daiko? Yeah, with it. Thank you. Uh, can I have some ketchup, please? Yeah, that should be. Thank you very much. Have You too. 샀습니다. 어,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아요. 치킨 4조각에 10불 가까이 되니까 10불 넘나? 하여튼 어쨌든 치킨 샀으니까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치킨 스멜이 안에 들은 구성 요소는 딱 이게 답니다 뭐야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Mm. 바로 튀긴 걸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물었더니 한 10분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보람이 있네요 마리그라라는 머스타드 소스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파이스에서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머스타드와 겨자를 좀 섞어 놓은 느낌입니다 소스가 진짜 잘 어울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었고요 가격 대비 만족스럽게 먹은 것 같아서 다음에도 먹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만치곤입니다